음, 뭔데 이러지? 일단 이거를 한번 펴줘 보겠습니다 이제 한 입을 넣어 먹었습니다. 야, 여기, 여기. 어디가? 아니 왜 끼워와서 옆에 있는 장난감도로 가는데